건데 So nice 바나나 천원 천원 바나나 천원 아니요? 오. 만원세 어, 만원, 세 근에 만원 세 근에 만원이에요? 어, 네. 뭐, 두 근에 만원 어, 이거 만원이에요? 네 나는 7천원이에요 요거 한 근에 7천원인데 아, 네. 두 근이 넘어 이거 이거 다 가져갈래요? 맛있어요. 맛 좋죠? 진짜, 진짜 맛있어요. 가나요? 맛있어. 맛있어요. 어. 테스트 테스트 있어요. 뭐 테스트? 다 테스트 있어요. 아, 또안남는데 이거. 어, 진짜요? 먹어도 돼요? 먹어요. 다만원 가져가. 만원 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다맞 생겼어요 사장님. 아니 아니야 나 못생겼어. 아니야 진짜 아니 진 생겼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어. 꿀만두 여기 발라. 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 토스트 하나 어디를 가져가실 거예요? 아 지금 먹어요. 지금 먹을 거요? 아, 네. 아, 이거 처음이다. 이런 거 이런 거 시판식 이거입니다. 깨랑 그리고 뭔가 있어. 야채도 있고. 먹는데요. 일단 smells really good. 버터 버터 몰래요, 버터 많이 넣어서 좋다. 저 아, 어, 아, 네. 예. 어, 이거 처음이에요. 사장님 이거 만들었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만들어? 몇년 됐냐고요? 어. 오래됐죠. 여기 먹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어, 2,000원이에요. 네. 어, 두꺼 헛, 헛. 감사합니다.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사장님, 혹시 컵 하나 줘도 돼요? 조금 약간 두꺼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좀 sweet. Everything is in here. 와 진짜 맛있다 이게. 그냥 거기 없잖아요. 근데 계란 많이 있어. 그래 야채. 왜 네, 하면 버터 진짜 많이 넣어. 버터 향기 나와. 음. 어디 있어요? 어? 성게탕 어디 있어요? 삼계탕 먹으려고? 네, 네. 쭉 올라가면 있어. 쭉 올라가면은. 아, 네. 안녕하세요. 헌다이에요헌다이에요 예. 네. 네. 맛이 모르겠지만 이거 먹자. 아, 어머니, 어머니 반계탕 야, 삼계탕. 이거 있다. 먹어도 되냐? 네. 요거 안 매운 고추예요? 어, 안 매운 고추예요. 안 매운 고추다. 아다니 혹시 삼계탕 시키면 그런 그런 거 술도 줘요. 삼계탕, 네. 관계탕은 안 오는데. 아, 네. 네. 판단 드릴게요. 그러면 어, 진짜요? 어, 진짜 어, 진짜 노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고 one, one shot like more than that 와 음. 진생만의 와 this is expensive guys this is like maybe 10 dollars guys 삼계탕은 안에 넣었잖아요 아니요 그냥 먹어요 일단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쓰고 맵고 약간 뽀이처럼 아, 야 이거 찐다 이거 찐다 이거 진짜 진생이야 뽀가초 하나 지금 라이브 보여드릴게요 다시 와, 정말 찐다 찐다 소, 어, 소금 소금 여기 Dois então, reais. Hum, oh, mas. Não 부드러운 느낌. 합랑갱이. You have to drink like this. Drink this and then drink this. 아, 너무 맞아. 30도예요. 느끼해요 느낌. 서비스이라서 먹어야지 밥 먹어 김치 아, 김치 말고 깻잎 양념 음. get more spiciness. 음이국물맛있다약간 MSG 없는느낌 이거 먹어서는 원래 뭐 잠이 못타 Wow. 여기. 어, 여기. 어? 7개, 10개. 어, 10개, 10개. 10개요? 10개. 사장님 10개요? 10개 아, 5천원. 지금부터 10개 5천원. 지금부터 10개. 이야. 임유수. 2개 5천원. 아, 아, 언니 맛있어요. 저는 그냥 처음만 남았어요. 미안해요. 야, 다 만원. 유튜버. 어저 처어만 있어요 처 청어 뭐살 수 있어요? 저는 살수 있는 게 <laughs> 없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있어요 싸울 수 있는 거청원로 있어요 어? 응 열주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이 정도로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는 거예요 물랑 같이 먹어요? 물이랑 같이 먹어요 오 오케이 공간이 좋아요 이게 응? 공간이 좋아요 공간 건강에 좋은 거. 어, 진짜요? 건강 좀 이거 가가야지 어, 이거요? 어, 그럼 이거. 이는 건강에 좋은 거. 어, 칸 환환. 어, 어, 네, 그럼 지 이거 천원 짜리 주세요. 저는 짜 달라고. <laughs> 저는 짜 달라는 사람 뭐지? 아. 자, 와, 처음이에요,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건강에 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물 마셔요. 네, 물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